Waiting on some 네,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, 많은 분들이 좀 이메일로 어, 학생분들이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익이 장담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어, 학생분들이 어, 떠한 수익을 좀 내시고 계시는지 한번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